진짜 그만합시다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2019년 7월 25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맛이 돼 가자 신속히 동하라 팔로 팔로미 오늘은 조금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최대한 공포에 집중하세요 아셨죠? 개가 짖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아낄게요 계십니 누구 계세요? 아, 모기야, 씨. 누구예요? 어? 그, 누구, 누구세요? 거기 누구세요? 여기 누구 있어요? 바람이죠. 바람이죠. 바람이죠. Ой, да, ой, 지금 제발 제발 오늘은 고모가 준 부적을 태울 일이 없었으면 좋겠으나 솔직히 여러분들 빚을 낮춘 것은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저의 안전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낮춘 겁니다 아셨죠? 빚에 예민하니까 좀 낮춘 거예요 여러분한테 들좀 보, 선명하게 보여드리 누구세요? 거기 거기 누구세요? 거기 누구 누 누구십니까?

소리 소리 거기 있어요? 거기 있나요? 뭐예요? 그만이요. 저 이전에 왔었, 이전에 왔었습니다. 저 이전에 왔었어요. 그만요. 그만요. 저 이전에 왔었습니다. 예? 자, 이전, 이전, 제, 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에 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나신 게 있으면은 제가 죄송합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얘기가 뭔 소리야? 얘들아, 잠깐만. 잠깐, 뭔 소리야, 이거 방금? 방금 뭔 소리냐, 이거?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그만합시다. 거의 계시지라. 거의 계시지라. 잠깐 나하고 있을 수 있겠어? 그만, 그만. 자, 그만. 잠깐 나와보시죠. 뭐 하시오, 거기서? 예? 거기서 뭐해? 내가 네, 가까라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 어, 그만요 그만 그만 그만 그 하지 마십시오 그 만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오 예. 만지지 마시오 만지지 마시 오 누구 진짜 그만합시다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장난이 심하여 예 장난이 꽤 심해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어 예 사람의 손길이 그리워 예 거기서 거기서 안지는것 같은데 잠깐만. 주고 있어 있어 있어 아까쯤에 너희들은 이걸 보고 뭐라 하겠겠지. 하지만 줄은 줄이야. 거미줄. 알겠냐? 야 혹시 할 얘기 있어 자한 분만 말해보시오 한 분만 말해봐 무슨 말이든 괜찮으니까 여럿이 계신가요? 와 뭐라 했어 뭐라고요? 가까이서 얘기 안 하실라고 자꾸 아까치면 내가 그거 빼잖아요 자꾸 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얘기로 해요 얘기로 얘기로 제가 얘기 있을게요 얘기로 해요 얘기로 아까 제가 빼드렸잖아요 예? 얘기 힘드시겠습니까? 얘기 안 되고 있더라고 얘기하기 싫더라고 얘기 안 할 거지라고 미쳐버렸다 진짜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와나 진짜 모기 때문에 미쳐버렸다 진짜